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있습니다 조금 식었네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짭조름하고 치킨 튀김의 그 고소함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. 맛있어요 청경채의 식감이랑 그 향이 너무 좋네요 맛다리 얘가 양념을 제일 잘 빨아들이는 버섯 같아요 생표고 표고버섯 특유의 향 둘다 굴소스로 했는데 맛은 달라요 이동하겠습니다